little closer to those men who are going into the hottest spots. What's up guys? Ngayon araw eh, magana tayo? Ah, uh, magre-react sa isang Korean drama na pinamagatang Hi Bye Mama eh medyo naano kasi ako dito. Umpisa, na-curious ako kung maganda ba to o hindi. Bali, sinubukan ko lang siyang panoorin at uh, yun, medyo uh, nabigyan niya ako sa panonood tapos tinuloy-tuloy ko na siya bali mag, uh, magre-react tayo na ano natin, ang gulo ng buhok ko <laughs> kaya ano na ako, episode 5 uh, ah, at tara, samahan niyo ako let's go! go. 지하철에서 고 역사를 먹힐 거 보이나? 어? 너 나한테 어쩔 수 없어 줄 거야 뭐야 저기 좋아 빵야 빵야 아니 아니 문제를 갖고 왔죠. 너 너희 너무 필이라는내 어디 이라 숨을 끊으면 못 보니 나 사람 때리냐 네. 지금 지금 저 나한테 밀고 나왔는데 이 사람을 Where's my bag? 응? 뭐? Where's my bag? Show say, Show Shorua, change turn into state. 귀신 여기 뭐 있어. 네, 여기? 아, 아, 귀신 있잖아. 그래. 누나. 나 귀신아. 누나 뭘 보는지 알아? 유리. 유리. 유리! 유리다. 아, 누, 유리, 누나. 누 귀신. 귀신 안녕. 인사해. <laughs> 안녕. 안녕. 아니 이게 왜 떨어지고? 상황 파악이 안 되시나 그러게요. 징계받은 사람 지금 너무 재밌지. 난 요즘 조쌤한... 잠시. 말이지. 응. 내 신혼여행지. 귀여워. 아, 감사합 어. 미안하다. 일단 엄마. 아, 엄마 집부터 가자, 유리야. 엄 아, 안 돼, 언니. 어? 아, 그러니까. 그냥 봐. 넌 편할 대로 가야 발이나 되는 상황이어야지 상상이나 해보지 이거는 뭐. 야, 민정 씨 알아? 봤어. 미치? 미치? 너이 소개시켰어? 이쪽은 내 와이프, 이쪽은 죽은 내 와이프. 오마이갓, 너 크레이지? 내가 미쳤냐? 어린 집에서 어른이 마주쳤어. 민정이 그냥 다른 사람인 줄 알고 사진으로밖에 못 봤잖아. 야, 그치. 말해도 안 믿겠지. 시간 전에 확요 나가시는 거 못 봤습니까? 이게, 나가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하기 싫 저뭐 사라질까봐 뛰어다 아. 네 알겠습니다 뜨거움을 네. 혹시 잘 나오세요? 아, 실은 체크인 하셨던 남자분께서 자꾸 확인을 해달라고 하셨어요 네, 고객님이 갑자기 사라지실까봐 그러신다 엄마 먼저서울만 있으시잖아요. 그죠? 좋게 나가요, 우리. 아니, 귀신한테 나, 우와, 아, 어? 하나도 안 아파. 어? 그지? 기분 좋아겠네 슬픔이 된다. 신 가방비가 없어서. 와. 와. 아, 알았어, 알았어. 그럼 저것도 좀 뽑아줘요. 가만히 있어도 보였는데. Mm. 우리 서로 이거 알잖아. 세와. 알려줬잖 그치? 서우야? 좋은 사람이잖아. p a k i k i p a g i n u m a k i k i p a g i n u m a ata. Ay, patay tayo n y a 테이블 그쵸 그 보통 이렇게 두어 개를 다 가면 괜찮 친구 없으신가 봐요 그럼 보통 집에 숨지 않나 이 동네 말들이 많아서 아 신경 안 쓰는 줄 알고 그다음에 안 아파? 네. 단면 단추를 다시 채우고 늦었잖아 들어가자 아, 마주칠 텐데 저거 어쩌려뭘 뭐 어째 살이 그냥 다확 버려버렸으면 좋겠다 Ha, ha, ha, ha. लेके जाते हूँ पढ़ने सोना है 주방에서 안 나온 내가 어떻게 짱구에서 오 오지 말라 그지 故事。 저번 주에 관련법 고 오늘 첫 출근했습니다. 잘 부탁드려요. 반가워요. 반가워요, 민덕 씨. 6번 주 주식 부인과 꿀이요. 임산 냉급이에요. natin, uh, ah, puro uh, tawag dito uh, ah, yun nakakatawa yung episode nyo ngayon kaya uh, ang i-rate ko dito eh zero, ano, sa 5 kaya gagawin ko 4.5 medyo di siya ano ngayon tawag dito uh, malungkot medyo lahat ay nakakatawa <laughs> may ano kasi ngayon siya eh, comedy at uh, dito lang matatapos ang ano na to at uh, yun sana panoorin nyo ano hi bye mama yun let's go paalam